오늘 뭐하지? 뭐하긴 피자 먹어야지 피자헛 뜨든 안녕하십니까 저는 빅스의 귀염둥이 메인보컬 켄이라고 합니다 맛있게 생긴 이 피자를 준비해봤는데요 뭐 아, CF 찍고 싶어서 뭐 그런 거는 못해요 우선 제가 좋아하는 garlic dipping 소스 일단 6개 제가 뿌려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클 자 피클 저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펩시도 좋고요 코카콜라도 좋고요 뭐 칠성사이다도 좋고 다 좋습니다 new 신메뉴인데 진짜 맛있대요 미쳤대요 제가 오늘 치즈 컨셉 의상으로 이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자 와... 진짜 맛있게 생겼죠?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장난 아니죠? 와... 피자 이제 먹을 때 맛없으면은 표정에서 다 드러나긴 해요 그 전에 그 미스터 피자 예, 지금 악세서리 빼고 빅스 방지 뺐어요 하,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일단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기 때문에 이 피자를 위해서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자 피클 두 개 일단 깠습니다 제 피클 원래 잘 안 먹는데 어... 치즈가 들어있으면은 약간 필요하긴 해요 근데 보면은 느끼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손 어, 씻었고요 자, 아 색깔 봐요 미쳤죠? 흰 색깔 너무 좋아 어, 좀 설레는데? 자,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어요. 장난 아니고. 진짜 이게 진짜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제가 방금 피디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진짜로 계속 아까부터 한입 먹는다고 그냥 어? 한 조각 먹는다고 빨리 찍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디핑 소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더 맛있을 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적극 추천이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가 그거죠 그 우와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미쳤다 이거 피자 다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이게 안 느끼해요 뒤에가 여기가 포인트네 진짜 맛있다 치즈가 세 가지가 들어있대요 앞에가 와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나 이렇게 안 질리는 피자는 처음이네 또 이거 진짜 필요가 없어 이거는 뒤에 먹을 때 나는 뒤에는 좀 그렇다 뒤에는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어,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피자랑 이제 햄버거가 진짜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는 별로 막 생각 안 나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더 뭔가 어려지는 듯한 입맛이 더 어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 새우버거 제가 새우버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포켓 올킬 그래서 브랜드별로 다 해가지고 새우버거로만 먹방 해보고 싶어요 진짜 맛있다 아, 맞네 나는 이 소스에 취해 있어 지금 전 이 소스에 취해 있어요 지금 음. 아, 근데 치즈, 치즈볶음 세개 먹으려고 하니까 약간 느끼하다. 그래서 여기가 단 건가? 뒤에가? 네 조각 먹었어. 진심이야, 이거? 응? 나 세 조각이 그건데? 맥시멈인데? 세 조각? 처음에 먹은 거 점점 커져 자그 다음에 먹은 거그 다음에 먹은 거그 다음에 <laughs> 먹은 거 저, 그러니까 뒤에가 싫다는 거야 나는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먹은 거 포켓 두 개 다 남았어 포켓 치즈 포켓 이거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추천해드려요 이거 뭐예요? 음? 음? 치즈 포켓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자를 먹어봤는데 어 이거 근데 이거 소스도 저 하나 써본 거 처음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가 아니라 어 진짜 솔직하게 맛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먹으면 약간 뭔가 이 기분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피자헛으로 삼행시 해가지고 어, 웃긴 그러니까 웃기게 해주신 분들께 어, 댓글을 통해서 이제 20분께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뽑아가지고 피자헛에서 신메뉴 나왔다며? 자신감이 넘치는구만 아주 아니 도대체 무슨 피자를 만들었길래 요 어?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야 뭐야 무슨 피자야 무슨 피자 어, Ultimate 치즈 포켓 피자헛 제가 이렇게 피자를 한번 먹어봤는데 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맛있네요 몇 시간 뒤에 있을 저의 온라인 팬미팅 네, 온라인 팬미팅이 있는데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봐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났으면 정말 정말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갑자기 피자 먹다가 <laughs> 너무 영광이고 또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자가 남았으니까 어, 피디님께 이거 한 조각만 한 조각만 제일 작은 걸로 해가지고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가져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난 내가 이거를 다 먹을 거야 그래서 피디님께 작은 거를 하나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녕 피디님이 두 조각 먹었어 아 그리고 어, 카메라 다시 켠 이유가 있어요 이제 피자 먹기 전날에 피자를 먹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는 두 조각 먹었는데 그것도 피자헛이었나 그랬는데 쉬림프랑 무슨 스테이크 같은 거 티본 스테이크? 올라가 있는 거 반반 해가지고 시켜 먹었는데 진짜 훨씬 맛있어요 이게 진짜로 농담 아니고 근데 피디님이 두 조각 먹었어 안녕